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메라바 메라바 어 좋아 메라바 하나 둘셋 메라바. 메라바 안녕하세요 I'm J Kim and I'm Lid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o I'm gonna ask her some questions about Korean life and how to work in Korea. Uh, she came to Korea at eight months ago and she's working in 닭갈비 place. Uh, I'm gonna ask some questions that you can wonder. 음, here we go. First question. 근데 우리 어떻게 만났지? 우리 한 3, 3년? 4년 전에 인터넷으로 만났어. 우리 3년, 4년 전에? 너 그럼 고등학생 아니야 그러면? 응. 고등학생인데 한 고등학생이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왜 좋아, 좋아. 고등학생이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 아 좋지 너무 좋지 그러고 한국 온 거구나 의지가 대단하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터키에서 온 21살 일라이드 기잘이라고 합니다 오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뭐 어떻게인가?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어? 그러면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음, 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교육. 공부 공부, 공부? 때문에 아 공부 때문에 왔어요. 공부하러. 이제 10월부터 한성대학교에서 음. 대학교 다니려고.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laughs> International Trade. 아 trade 트레이드. 멋 뭐, 4년 동안? 4년. <gasps> 어, 나는 4년 학교를 다 졸업을 했어 이제. 아 이제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저씨는 괜찮아. 아니고. 아저씨. 괜찮아. <laughs> 그러면 언제부터 한국 문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음, 한 3년? 3년 전부터? 음, 3, 그때 4년? 나도 대부분 사람들처럼 음. 케이팝 음. 게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음. 근데 시간이 음. 지내자 케이팝이나 드라마보단 한국 음. 한국 문화, 단어, 사람들, 음. 식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어. 어, 그래서 이제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음흠. 아. 한번 이제 2년,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친구랑 음. 같이 처음으로 여, 여행, 여행하러 왔어, 한 달 동안. 음. 그때 이제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아 진짜로? 어. 아예? 응, 어, 아예 살아야겠다. 응. 어. 그런 그런 어... 느낌을 바, 아 그런 느낌 받았다. 응, 받았어. 그래서 아. 이제 결심했고 열심히 일했고 음. 왔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터키에서 왔으니까 약간 터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음. 소개를 해줄 수 있어? 아 터키는 음. 에이지아랑 유럽이 같이 붙여 있는 가운데. 응 가운데 음. 그런 나라이고 그냥 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음. 문화도 약간 에이지아 스타일, 약간 유럽 스타일. 음, 섞여 믹스 있구나. 건물? 건물도 이스탄불 가면 음. 아 여기 진짜 유럽이다 하고 10분도 어. 음. 걸으면 갑자기 어 엄청 달라져. 완전 아, 에이아그 되고. 하나에서도? 응. 음. 아, 뭐, 신기하다. 그렇게도 있고 문화도 보수적인? 그렇죠, 그렇지? 응, 응.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고 open mind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음. 그 근데 사람들은 그거 너무 어, 오해한 것 같아. 요 터키는 음. 그냥 너무 보수적인 나라이고 음. 음 모든 음. 사람들이 무슬림 나라라고 생각 이슬람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 맞아, 터키는 이슬람. 이슬람 나라 아닙니다. 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고 음. 근데 뭐뭐 뭐 믿고 싶은 거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그냥... 좀 자유로운 나라구나. 음흠, 음흠. 그런 나라입니다. 음. 그러면은 뭐 히잡 같은 것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아닌 아닌 사람은 안 써도 되는 거고. 뭐. 이슬람 사람이라도 히잡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음. 안 써요. 예를 들어 우리 저희 엄마 아빠 이슬람 음, 사람인데 음. 엄마가 히잡 안 쓰고 나한테도 뭐 이슬람 사람 음. 아니라서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음, 건 그런 아니구나. 건 없어요. 그런 카잡들도 있긴 하는데 음. 음, 별로 없어요. 오. 그러면은 터키에서도 이런 케이팝이나 케이 드라마가 좀 인기가 많이 있는지 진짜로? 진짜 엄청 인기 인기 엄청 아, 완전 진짜? 그러니까 메이, 완전 메이저 컬처야? 응. 아 진짜로? 와. 왜 저번에 요즘 너무 아 한 옛날에도 많았, 많았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어린 어린 여자들? 응, 응. 어린 어린 완전 어린 애들? 어. 너 미쳤어 진짜 너무 어떻게 말수있지 음... 어. 이제 그 케이팝 케이드라마는 어. 터키에서 뉴스까지 나왔어. 그 뉴스로? 그 어떻게 말해 이거 좀 나쁜 건데 어, 뉴스에서 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음. 영상들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응. 아, 그 너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응. 지금 응.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일라가 한국에 8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좋은 점이랑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음... 좋은 점은 엄마 아빠한테도 이거 말하고 너무 허락을 받았어. 음. 한국이 너무 안전 안전해. 안전하냐? 안전해. 아. 너무 안전해 맞아, 진짜. 맞아. 엄청 세이프. 마음 너무 너무 편해. 너무 여유롭고. 맞아.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갑자기 심심해서 음. 밖에 혼자서 나가는데. 근데 맞아 당연한 건데. 응. 한 번도 막 뒤로 이렇게 본 적이 없어. 너무 어. 편하게 혼자서 나갈 수 있고 음. 토끼에서는 좀 12시인데 혼자이면 음. 계속 쳐다봐.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무슨 마음이 좀 음, 불편해. 좋은 점은 더 좋아요. <laughs> 음식, 사람들, 문화, 음... 교육 그런 거 다 좋고 불편한 점은 편한 점? 예? 뭐 있지? 불편한 점? 없는데? 사람들이 침 뱉는 거? 담배 피고 음, 막 음, 음. 아, 음, 밥 먹을 때. 어 그거 그거 안 돼? 그건 아,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예의 바른 행동인데. 근데 터키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빠 나가 아 진짜? 약간 약간 이렇게 소리를 내서 먹어야 아, 음. 아 맛있게 먹는구나 이러거든 음, 도끼에선 너무 예의 아. 없어 너무 예의 없어 이거 말했어 진짜 다르다 어. 아, 너무 예를 들어 제가 일할 때 아니면 어디 가든 내가 21살이라서 음, 너무 음, 음, 막내 그래서 음. 계속 뭐 해야 되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해야 아, 되고 아, 나이 문화가 있으니까 아, 어린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음, 너무 좋은데 가끔 음, 나이 많은 사람이면 오케이 o k 음, so good 근데 막내이 너무 불편해. 계속 아, 밥 먹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 뭐 사람들은 먼저 먹어야 내가 먹을 수 있고 음. 뭐 필요하면 맞아, 내가 그러니까 나야 되고 접시, 젓가락 그런 거 내가 더 준비해야 되고 뭐 섞을 음. 때 내가 해야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눈치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거 음. 너무 아직도 익숙, 해지 못했어. 계속 그것 음. 때문에 욕 먹어. 일할 때. 고쳐야 될 문화긴 해. 너무 막 음, 나이 너무 어, 막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 얘기하면은 어린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음, 한살 한살 한 살 차이도 그래. 예를 들어 너 알바할 때 음. 내가 선배 음, 음, 음. 내가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이제 새로운 알바생들 오면 나보다 언니면 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아 언니 그거 이렇게 하면 안, 안 됩니다 그,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일라가 한국에서 홍대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알바를 구했는지? 음...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음. 완전 알바 왕? 알바 퀸? 네. 어, <laughs> 근데 나도 한국 오기 전에 너무 음. 아, 알바를 어떻게 찾아 사람들은 다 음, 음. 나한테 아 또 찾을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이주일에 알바 찾았어. 음, 어떤 거? 어, 첫 번째는 그냥 그 문에서 알바생 구함. 이러고 쓰고 아. 있었는데 가서 사장님한테 좀 얘기하고 사장님 혹시 외국인 가능합니까? 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한국말 잘했어? 그니 당연히지. 어. 그때 사장님이 어, 한국말 할 수 있으면 뭐 why not? 이러고 어. 하고 다음날 이제 면접 보고 그 다음날 일 시작했어 다음 거는 알바몬 음. 알바몬에서 그, 그때도 사람들은 너 알바몬에서 외국인이라서 절대로 알바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음, 음, 음. 내가 그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근데 저 외국 사람인데 괜찮으세요? 음. 어? 외국 사람이세요? 저 음. 몰랐어요 하고 다음날 이 시작했고 그거 어디, 어디서 일했어? 어, 그때는 성수역에서 그냥 새우식당? 아, 식당. 거기서 일했고 그 전에는 음. 치킨집, 지금은 닭갈비집. 아 되게 너무 힘들어. 알바끼니구나. 너무 힘들어. 아, 되게 근데 용감하다. 되게 그렇게 막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거는 외국인이면 좀 쑥스러워서 못할 음, 수도 있을 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 그거 제일 싫어 아 나 알바 음. 못 찾아 나돈 벌어야 되는데 음. 근데 노력을 안해 그냥 가만히 맞아, 맞아. 있으면 알바를 어떻게 찾아 맞아, 좀 노력해야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그거도 안 됐으면 내가 가서 직접 가게 가서 혹시 알바생 거 하세요? 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맞아. 용감하네. 맞는 말이야. 알바 하면서 혹시 이제 외국인으로서 좀 불편한 게 혹시 있어? 있었을까? 학력이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좀 음. 내가 한국말 할 수 있는데 내가 한국말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도 나한테 주문을 절대로 안 해. 아, 나한테 아. 눈, 눈, 눈도 안 맞추려고 막 내가 눈 보면 이렇게 안 돼. 안 돼. 아니면 내가 가면 아 왜, 외국인인데 주문을 어떻게 해? 주문을 어떻게 해? 나한테 주문을 절대로 안 해. 내가 옆에서 지나가는데 나한테 저기요라고 안 하고 막 다른 데 있는 한국 사람한테 저기요라고 하고 그 아, 사람을 진짜로? 불러. 처음 왔을 때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여기 했는 앉으세요. 했는데도 그래도 아... 그건 좀 있고 그리고 가끔씩 그 음, 음식 나오기 전에 안내를 할 때 한국말로 하는데 그, 그 사람들은 너무 놀래서 가끔씩 이해가 안 돼. 근데 음... 나한테 다시 이해 안 못했어요라고 안 하고 내가 가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얘가 뭐라고 했어? 아, 되게 아, 진짜로? 내가 들리는데 들리게? 응 뭐라고 했어 음, 얘가 너무하다. 그 그렇게 하고 너무 반말을 많이 바, 많이 해 그거 여자들 특히 여자들 가면 아 알았어 고마워 어... 이거 줘 이거 갖다 줘 진짜로? 이거 치워줘 알바생한테? 나한테 외국인이라서 어, 그런 그런 무례한 사람들 있단 말이야? 좀 무례한 사람들긴 어... 하지 근데 그 너무 착한 사람들도 있어 외국인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나한테 음. 말 걸고 같이 음. 사진 찍은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음. 와 근데 진짜 너무하다 나도 알바하면서 반말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거든 근데 진짜 막 속으로 엄청 욕해 음. 와, 어, 음. 언제 봤다 나는 막 너무 진짜 너무 높은 말로 착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알았어 고마워 그게 약간 그 사람은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야 한국인 알바생한테 그냥 존댓말로 하는데 내가 가면 내가 뭐 존댓말이랑 반말 이해 못할까봐? 그 음. 차이 모까봐 나한테 그냥 반말로 해. 아 진짜 너무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존중받지 못하는 음흠, 음흠, 뭐 자기가 음. 존중받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respect 해줘야 되는데 음흠.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다돌아오 일라 고생 많았네 <laughs> 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있을까? 음. 그냥 you must be patient. patient. 음. 음. 그럼 아 나 이제 못 참을 것 같아. 너무 안 될 것 같아. 돈 문제도 있고 가족은 음, 따로 있고. 처음 왔을 때 친구도 별로 없고 음. 그때 진짜 너무 포기하려고 했었어 나도 아 안 음. 되겠다. 아, 터키에서 친구도 엄청 많, 많고 가족도 음. 거기 있고 돈 문제도 없고 그런데 나는 왜왜 왜 그냥 여기 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지 많이 자신한테 물어봤었는데 음. 근데 patient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해결이 돼 음, 해결이 돼 음, 어우 똑똑하다 <laughs> 시간이 많이 해결할 수 있겠지 돈 없을 때아 이제 어떻게 음. 살아 어떻게 살아 하면 근데 갑자기 막 일 생기고 돈 음. 모이게 되고 친구들 없을 때 좀 노력하면 음. 친구도 생길 수 있고 아 가족은 가족 문제는 어쩔 해결이 어쩔 수 없죠 없어요. 어,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부모님이 이제 돈을 지원해줘서 그걸로 생활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너가 이제 찾아보고 음.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제 친구들 스스로 만나고 이런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이런 attitude로 오면은 충분히 한국에서 잘 재밌게 어,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음흠, 음흠. 응. 음. 근데 그거 있어. 외국 여자들은 한국을 너무 핑크색? 너무 맨날 그냥 재밌게 음. 놀고 잘생긴 남자들, 음, 음, 음 오빠들, 케이팝, 음, 케이드라마 근데 음, 안 그래요 너무 너무 힘든 날들도 있고 나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날들도 엄청 많고 스물, 스물 살이잖아 스물한 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거의 음, 바로 왔을 음, 거 음. 아니야 부모님들 돈 받으면서 대학교 가라면 가고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인데 음. 이제 내 가족이 나한테 이미 뭐 너무 도와줬어 그리고 엄마 아빠 이미 지금 거기서 열심히 사는데 음. 이미 힘든 애 가족한테도 그치, 힘들게 그치. 만들기 음. 싫어서 내가 이제 공부 잘하고 좋은 일 찾으면 그때는 가족한테 다 갚아야지. So I talked with my Turkish friend Laida, and I hope this interview is helpful to you if you want to come to Korea. I think maybe your situation is not good to come to Korea, but if you really want and if you really try hard, like her, you can do it, and you can have a good experience in Korea. I think. Just believe yourself. 음, yeah, right. <laughs> 엔딩은 깨로 싫었어? 귤레 귤레 귤 귤. 귤맥 귤, 웃다 귤. 귤레 귤레. 웃으면서 가세요. 아 좋다. 그런 뜻 느낌? 좋다. 어 그거 맞아. 귤레 귤레. 하나 둘 셋. 귤레 귤레. 귤레. 귤레.